The Love Yourself는 어, 제 주위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보기 전에 나 자신부터 알고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문구 같아요 일본어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꼈고 또 앨범 작업을 하면서 사랑이란 건 어, 사람들이 사랑할 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뭐 이번 신곡을 듣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양한 감정들이 담긴 곡들을 많이 많이 만들고 어, 불렀는데 이제 사랑이 담긴 노래는 어, 듣고 나서 뭔가 자신에 대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과 그 사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신나는 뭐 빠른 비트 노래들이 곡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저 또 저희의 얘기를 담은 곡들이니 즐겁게 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앨범 제목처럼 이번 앨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곡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, 정말 앨범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ove yourself.